개신기 이거 뭐야 이거 박제예요? 죽은 거 같은데? 걔는? 아 움직이는데? 왜 되게 애매하게 저러고 있지? 오 어, 움직인다 우와 얘네 왜 여기 이상하네 얘네 우와 빨간색 이쁘네요 이이다 这个鱼，这个鱼。这个鱼是真的有点大。看到没？ 저 먼저 지나갈게요. 어. 얘들 벽에 붙어 있는데? 원래 근데 그 벽에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. 와, 그, 진짜 암벽등반 하는 것 같아요. 예. 개신기야 와, 여기 밑에 그림자, 물고기 그림자. 형님, 밑에 물고기 그림자. 이것도 이쁘다, 밑에도. 어, 철갑 철갑 사고라고요? 와 위에 조명 바라니까 진짜 예쁘네 이거 뭐예요? 오. 근데 벌써 끝나니 아쉽죠? 좀 아쉽네요. 벌써 끝이야? 끝 아니에요 이거 터널은 여기 또 뭐 있다 어, 문어 형님 거의 개 개 개급 개가 졸라 개급 진식 와 아, 신기하다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보인다 이건 뭐지? 뭐야? <laughs> 귀엽다. 와. 오. 어, sorry. 우와, 가오리 아니에요, 저거. 형, 옆에 상어. 요거, 요거. 와. 오. 오. 어지러워. 사리고요뱀 같다. 그러니까요. 이거 봐, 이상하게. 안녕. 두개 먹어, 이 새끼야. 우와, 가오리. And even the smaller fish, they don't really, you know, it's not like a pack of wolves where there's like a clear leader. Yeah. Um, it's, you know, they just, schooling fish are actually behaviorally really interesting. And there's a lot of research as to like, well, how, how do they all know the same way? 형, 얘는 <laughs> 수염 달렸는데? And how do they make these decisions? 그럼 뭐지? Um, 콧물. but, Nothing upstairs. Uh, so just go to 백상아리, 청상아리. 끝인가? 끝인가? 끝이군. Did you know? 끝난 거같죠 그런 거 같은데. 아, 맞네. 끝났네. 끝났어요. 끝. 아쿠아리움 끝.